Hello again. Welcome or welcome back to my channel. Strong disclaimer. I do not ship any of these idols in any way so please, don't come at me. Now that I have got things clear, let's get on with the video. 저희가 타이틀곡 방, 어, 봄날을 미리 들어봤는데요. 제가 타이틀곡 방, 어, 봄날을 미리 들어봤 fields. Yeah. fields. Okay. Thank you. 안녕하세요 이번 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이번 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이번 년 대박이에요 카드 병정 그게 그게 이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 같아요 那不亏。 체 크라운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 불이 켜져 심장이 깜깜해 오늘도 기분은 싫어 불이 켜져는 싫어